돌아갑니다.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의사들의 파업 이후로 9월 4일날 의사협회와 정부 간의 반쪽짜리 합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단체 행동이 서서히 명분을 잃어가면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를 비롯한 전국의 학생들 또한 단체 휴학을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심지어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논란 또한 수도 없이 많았고요. 사실 이 영상을 찍는 와중에도 본과 4학년 선배님들의 국가고시 응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에휴...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뭔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심으로. 모두가 생각하는 옳은 가치, 그 바른 의류를 향해서 우리 모두의 행동으로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너무나 제대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후회가 되는 거라면 네, 더 열심히 참여하지 못하고 더 성이 들여서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겠네요. 아무튼 학교의 부름을 받아서 돌아왔으니 다시 본분에 충실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계속 진지한 영상으로만 찾아와서 죄송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받았던 악플들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